연결되는 누르는 순간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? 근데 여기 피인이 느껴지는 건 이제 복사근이 엄청 쓰이는 걸로 느껴져요. 이 대퇴골이 피머가 여기가 있잖아요. 근데 이골반은 균형, 균형 유지를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한 거죠. 그렇지 저기서 그 뭐지? 네, 저기까지 들어가 봐요 웬 놈이냐 <laughs> 자, 자, 왜? 왜? 왜?